미연은 미안은 미미미미 미안은 난 너를 몰라 광이름 미안은 그, 그, 그, 광이름 미미미미 미안해 너너너는 나 같은 족밥이 깔 상대가 아니구나 미안은 그럼 랩 줬고 와 공개적으로 내걸 묶어까지 뭐 안부 빨면 백만원씩 싸줄게 임마 와하하하하